什么？ Obrigado. 괜찮은데? 3만 4천 아 3만 바지가? 팬츠 3만 아, 괜찮은데 3만 4천 나중에 반바지면 얼마나 엄청 고마워. 이 반바지가 안 나오는 거야? 내일 말고 내일 말고 내일 말고 인터넷에 내일 말고 잠시만요 아, 아. 제 들고 와요. 네. 제일 걸린 게 다예요. 아, 네. 하나는 농사하고 엄마 되게 인기적인 아, Não é comigo.